이나 언니가 똥차들만 만나면 내가 똥차고가 아닌지 의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항상 남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만 만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소가리하고 상처받는 건 저였습니다 다들 나쁜 남자 어디가 좋아서 만나냐 하지만 저한테 잘 안 잡히고 막무가내로 굴면 이상한 승부욕도 생기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절 휘두르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저를 위할 줄 알고 다정한 사람 만나야 또 알콩달콩 사귈 수 있다는데 전 그런 착하고 순정적인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는 연애는 하기 싫은데 나쁜 남자를 만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아니면 착한 남자를 연애 상대로 볼 수 있는 법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도와주세요 이제 일어나서 롤리폴리 풀어주면 여기 여기도 괜찮고 <laughs> 아니 근데 막둥이가 말하는 나쁜 남자가 못돼 먹은 남자인지 뭐 바람둥이 사기꾼 이런 그러니까 쓰레기 막 이런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남자인지 이 음. 정의가 너무 뭐가 나쁜 남자일까? 제 기준 나쁜 남자는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 아. 네, 뭔가 연애를 하면 이제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네. 다 해주는 게 당연하게 당연시 음.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저의 시간이나 음. 저의 감정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 음. 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취향인 것 같아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고 너랑 연애하는 거야 이거 음. 좀난 취향인 것 같거든 연애를 하면 서로 희생하고 만날 시간 이렇게 짬내고 뭐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는 건데 솔로일 때 삶을 그대로 나는 지켜 나는 뭐 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어뭐 아는 동생 여자 동생이 연락 왔어 어나 술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서 연애는 계속해 그거는 정말 왜 연애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다는 어떤 명분? 응. 음. 이런 핑계, 걸로 핑계. 상대를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하는 응. 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연애할 때는 잘못된지 몰라 음. 근데 제3자가 보면 아주 톡 터지지 아주 그냥 전 진짜 또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사람 진짜 별로라고 또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나쁜 남자한테 끌리게 되는 어,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경험 있으시니까 왜 왜? 착한 사람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나쁜 남자한테 끌렸던 그 이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전 정신? 아, 도전 정신? 네. 그치, 나 뭔지 알아 뭔가 아 일종의 정복 욕구지 음... 네. 나쁜 남자를 만나본 경험은 거의 어렸을 때 되게 많았던 음. 것 같은데 좀 잘생기고 음. 뭔가 사람들한테 늘 인기 많고 음. 되게 멘트도 잘 날리고 <laughs> 아, 아, 예, 멘트도 적재적소에. 네. 말도 잘하고 되게 자기 잘난 걸 또 알잖아요 어, 그런 그치, 사람들은 그치. 그게 재수 없는데도 자꾸 끌리는 <laughs> 그게 <laughs>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 그런 아 느낌도 있고 네. 나도 어릴 때 그랬어 근데 어릴 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내 가치 증명 음. 아 음. 내가 내가 이 정도 사람 만나 된다 어 거. 된다 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 내 이름밖에 없을 때는 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려운 상대를 이제 마음을 빼앗았을 때 음. 성취감을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유형은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이랑 비슷한 건데 계속 못 뺏기고 는 사람이 한 번 근데 아, 오다 주었다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가 더 편한 모든 걸 결정해주고 음. 나를 휘두르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그게 그냥 편하다고 관성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 이제 구원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어? 이건 구원 아, 컴플렉스. 아, 구원 구원. 음. 내가 얘를 구원할 수 그치? 있다 이런 거. 바뀔 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음. 얘는 막 삐뚤어지고 막 탕하고 이런데 내 사랑으로 채워주면 얘는 되게 그냥 옛날 드라마의 국룰이지 그게 그치 국룰 어. 뭐 마지막으로는 효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맘대로안 되면 그게 관성이지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내가 당겨가는 거지 저, 쟤한테로 관심을 더 받고 싶으니까 저는 또 막둥이가 그 사연 중에 약간 계속 막무가내로 굴고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음. 끌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약간 좀 어, 했던 게 일은 좀 뭔가 불안하고 음.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음. 그런 상태를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이랑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역시 관세운 보살답게 맞아요 <laughs> 불안함은 설렘이랑 되게 같아 음. 예측할 수 없는 거?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좀 와요 가끔 음. 근데 그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이랑 코너를 하는데 이 사연이 온 거야 거의 비슷해 계속 자기는 이런 사람만 찾게 된다 보통 나쁜 남자와의 연애에는 약간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 음. 주로 좀 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나 어, 정상적인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어, 거지 아, 얘는 약간의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랑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 사람이 온전해 보이면 아예 이 사람이랑은 나랑 될까? 나는 이런데? 약간 이런 심리를 갖고 음.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변에도 나를 막 상대가 막 못살게 우고 막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금방 헤어져 재미가 없대 아, 아 미친 중독된 거 <laughs> 중독성 있나 봐막 정수리 정 냄새 이렇게 막 이렇게 맞는 것처럼 아. 너무 리얼하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이게? 근데 이게 전 또 궁금한 게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 만나는 거죠? 그치 아니 근데 왜 잘해주는 남자한테는 왜 안 끌려?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착한 사람은 애초에 시작할 방법이 없어 바보니까 어 바보니까 우리는 어,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연락처 받았는데 뭐잘 뭐, 뭐 들어가셨어요? 뭐 어쩌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겠지. 근데 왜 착한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줘?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되게 너 그렇게 착해? 음. 약간 마치 은근슬쩍도 우리, 어,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 바로는 근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거 있어 그럼 뭐 내가 이 질문 해볼게 열번 찍어서 넘,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은 나왔으면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되지 아, 역시 또 관세훈 보살과 각자다운 말 대답인데 되게 위험한 말이야 사실 음. 그래, 약간 뭐 소시오패스 같은 어, 말이거든? 약간. 그 상대방의 감정에 상관없이 음. 내 도전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거에 잘못된 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경험치가 이제 많아지는 거야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성이 좀 적잖아 음. 저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 봐 그치 그치 어, 고백을 원치 않은 고백을 받으면 저 사람 되게 불편할 텐데 뭐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횟수도 적어지고 좀 이제 닝닝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 꼭 닝닝이란 단어를 써야 했나? 닝닝한 거지. 뭔가 딩딩 같기도 해가지고 불편한 <laughs> 라임이. 닝닝 닝닝. 뭔가 딩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laughs> 느낌 사실 내가 요즘 그래. 제가 고막메이트에서 하는 얘기는 다 예전이에요. 한 3, 4년 전 얘기야. 전? 아 진짜 3, 4년 전 얘기야 진짜로. 그때는 나도 참 괜찮았어 멘트 잘 날렸어요 막 다막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야 그럼 너 태생은 나쁜 남자야. 이랬던 남자 그건 이제 회개를 했을 뿐이지. 어 그치 반성을 했지. 이러면 안 된다. 선수인 거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긴장해서? 음. 착하고 싶어서. 그게 착한 거야? 그러니까 형이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노잼 돼야지 이렇게? 아나 되게 재밌고 싶어.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그냥 편하다? 둘이 밥 먹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순진한 것과 재미가 없는 것과 착한 남자는 또 다 다르죠 착하면서 재밌는 남자가 누가 있어? 많아 왜? <laughs> 나 진짜 뭐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일식은 아, 회회회 회 좋지 아 그럼 회회 먹으러 갑시다 원래 하여튼 한라산 이거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맥주 한 잔 할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속은, 그러니까. 속은 말고 싶거든 지금 그냥 그 한라산을 마는 게 나쁜 남자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 근데 이거 너무 날라리 같을 것 같아 오 쓰레기 같을 것 같아 어 이거 너무 선수 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야 지금 얘는 그러니까 멋있는 것에 대한 프레임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정확하게 아, 바뀌었어 어, 어, 근데 여기에 뭘 그려야 될지를 이제, 이제 음. 자기 음.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러니까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나쁘다는 것도 되게 약간 모호한 것 같아 맞아요 모호해. 뭐, 너무 모호해 요그럼 요령 없는 남자 노잼인 남자 막 센스 없는 남자 이런 게 착한 남자가 절대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막둥이가 이 착한 남자를 그 만나봤을까 이런 약간 또 궁금증도 들어요 불완전한 것에 끌리는 건 취향이 될 수 있다 나만 해도 뭐 마이너 코드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음. 그림이 언밸런스한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는 음. 취향인데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좀 취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아, 그리고 뭐. 나쁜 남자들은 이렇게 치명적이고 음악으로 치면 막 스팅의 Shape of My Heart가 늘 BGM을 깔리지 짠 어, 언더랑 마시고 있고 어 항상 이렇게 하고 딱 세우고 항상 이렇게 선한 남자들을 이제 양을 뭐 예를 들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왔어 어. 왔어 어. DJ 깔고 왔어 어. 왔어 음과 양의 기운에 분명히 이제 음.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그 음의 매력은 분명히 있어 음. 그러나 음인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계속 쏟아야 돼 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를 계속 소진해야 되고 처음에는 어떤 거 매력적이면 나중에 내가 이제 탈탈 떨리, 털리고 음. 아. 근데 반대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람은 그런 나한테 에너지를 이제 줄 수 있는 양의 와. 플러스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딱 채워지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져 워딩을 바꿔야 돼. 해로운 음. 남자와 건강한 남자라고 음... 바꿔야 돼. 나쁜 남자 지금 너무 미화돼 있어. 음, 어. 맞아, 어. 맞아. 나쁜 남자가 왜 나쁜 남자겠어? 그냥 나쁘니까.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냥 나쁜 남자인데 음. 이 막둥이가 나쁜 남자를 만난 이 경험치를 또 다른 나쁜 남자를 찾는, 찾는 데 쓰지 말고 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경험치로 사용했으면 음. 좋겠어 음. 근데 저는 또 원석이 형 말에 너무 동감하는 게 약간 이 나쁜 남자 만나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는 게 막 물을 엄청 많이 마셔도 화장실에 안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어,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쁜 남자를 만나고 상처를 안 받으면 나쁜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치?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 진짜 오늘 네, 관세음 상처를 안 받으면 똑같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아까 그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뭔가 지금은 약간 이게 나쁜 남자인 거 알아도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음, 마음이 음. 끌려다니지만 말고 참지 말고 할 말도 다 해보기도 음. 하고 그러면서 던져보는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네, 씨, 모르겠다. 뭐. 얼마나 겨우 단 거 알아. 어, 난 생각보다 가까운 줄 알고 뽑았데 생각보다 겨우 단거 안달 뻔 이렇게 될 뻔했어. 아, 다행이다. 씨. 너무 웃기지. 좋아하는 사람이 향해 이런 걸 못한다니까. 아 진짜? 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 이러고 있어요.